Mm-hmm. Eesh. Hmm? Huh?

Huh? 응?

Thank you. ha, ha ha ha ha ha ha. Ha ha ha ha ha! 어? Who's another

Barbecue it, barbecue it. Let it go away. Hmm?